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일단 Assassin's Creed 제가 하려고 했던 게임이 아 계정이 원래 다른 분이 빌려주신 거였는데 그, 그 계정이 지금 <laughs> 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자, 일단 Warframe을 할 건데 오늘 이게 무료, 스팀 무료 게임이에요 뭐 지금 이제 딱 들어왔습니다 회원가입하고 바로 초반인데 뭐 Excalibur 뭐 엑스칼리버인가요? Mag 있고 Volt가 있고 킬트, 그 킬트 일단 <laughs> 설정 선택하는 거네요 엑, 스칼리버를 지금 하라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어, 추천하네요. 뭐 어떤 걸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엑, 스칼리버 해볼게요. 아 일단 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Slash Dash Exalted? Exalted 블레, blade로 적군들을 베면서 돌진합니다. Radial Blind 밝은 빛을 내뿜어 작은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적들을 몇 초간 실명시킵니다. 실명을 실명 시킨다 하네요. Radial Javelin 전방의 적들을 향해 창을 던져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동시에 적들의 벽이 꽂혀, 꽂혀버립니다. 괜찮네요. 신기하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종합게이머 밤에는 곳입니다. Exalted Blade 순수한 빛과 엄청난 파워의 검을 소환합니다. 일단은 예 일단 Mag 보겠습니다. 어떤 능력인지만 좀 읽어볼게요. 레그는 주변에, 주변을 에어 쓰고 있는 자기를 이용하여서 적을 조작하는 데 이용합니다. 뭔가 재밌어 보이긴 합니다. 품. pull? pull인가? 네, 자력을 이용하여서 적들을 기절시키며 당신의 위치로 끌어들입니다. Magnetize 이거 다이빙 대신 엄청 걸리겠다. 네, 일단, 해보면 알겠죠. 볼트도 있고. 와, 이건 뭐냐? 단수나 총격전 그 이상 을 원하는 플레이들에게 완성맞춤입니다 엑스칼리버 일단 하겠습니다 검객인 것 같은데 자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어 텐노래요 이름이 이름이 텐노라 네요 제가 왔습니다 햄너 내가 저분의 저 보스 보스인가? 저분의 여튼 딱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하네요 어우 뭐야 우와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오 개신기해 개신기해 어쩌라고 1버튼으로 슬래시 대시하세요 어, 뭐지? 1버튼 눌렀는데 뭐... <laughs> 오 장난 아닙니다 체력바를 어디서 가지? 아 체력바가 좀 쓰레기인데? 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호 이게 그러니까 근접으로 빡 가시했나봐요 이게 라월이 되는 것 같은데 오여요 근데 저는 Warframe을 처음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2000, 이게 2014년인가? 그때 나왔는데 전 처음 해요 어, 랩트 1 0분 버튼을 눌러서 달리기 모드로 투, 토글 하실 수있는 토글? 토글이 뭐지? 해보자 아 그냥 이거 에 그거는 그냥 점프네 스킬은 안 있네요 무기를 선택해라 어? 무기? 둘 중에 하나? 뭘 선택해야 되지? 간지나게 딱 검 아닙니까? 난 봉 말고 검을 잡겠어 좋았어 아이 거 요즘 Overwatch 하니까 겐지가 생각나네요 자 가봅시다 어! 야 잠만 깐 이거 파워가 있네 이게 스킬 막쓸시는게 아니구나 어떻게 하라고 일단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째자 어, 어, 어떻게 가? 호호! 갈 수 있는 방향이 없는데? 야, 이거 완전 겐진데? 이, 이, 이 버튼 눌러고요? 아, 이게 평딜이구나. 안끼는요? 아하! 알겠어. 요 의식 공격이 2고 오 괜찮네 컨트롤 스페이스 해보세요 오! 오! 뭡니까 이거 오! <laughs> 오 장난 아니다 이거 만화 소모 뭐 그런 거 하는 거 아닌가요? 오 어, 근데 좀 약간 잔인하네 보존목이라 선택하세요 보존목이? 아, 당연히 수리가 아닙니까 완벽한 겐지, 완벽한 겐지를 만드는 거야. 좋아. 무조건 수리검이다. 자. 수리검. 좋습니다. 겐지를 만들기 위해서. 버튼, 아, 1 버튼도 조정하고 쏘기 이거. 그 전에 감마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어, 여기 있지? 아, 장전하셨구나. 무제한인가? 아무제 아닌데 딱 200개네 한정돼 있어 잠만 그 전에 이거 설정해서 좀 그거 그거 좀 할게요 조준 조준 감마 좀 내리겠습니다 너무 너무 높아서 확인 이 정도면 됐을 겁니다 아더 빨라 뭐지? 감마 설정 조준 감독은왜 이렇게 높지? 시야 감도 때문인가? 자 일단 잠만요 스팀 오프란 표시 자 계속하겠습니다 어 아까, 아까보다 나아졌다 가자 뭐못하라고 조준하세요 뭐 다른 건 없는데?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아씨 강아지님 아이 하늘아 왜 여기 있니 어? 잠만요 이 다음 어떻게 하는 거지? 컨트롤 스페이스 어? 와 설마 이게 인던 같은 있는 그런, 그런 시스템인가? 칼로 그냥 쑤시면 되잖아 컨트롤 체력바 어디서 보죠? Salvage team, why have you not reported in? 어, 뭐야? 슬라이드 이동을 하면서 컨트롤을 눌러. 아, 이거, 이거는 아까 알았고, 바로. 챙길 수 있는 자원을 모두 챙겨주세요. 다, 다재다능하고 효과적인 전사가 되기 위해서. 뭐, 어쩌저쩌고 하나요, 하나네요 빠른 근접 공격은 1을 누릅니다. 어, 이건, 거 이건 바, 바로 알았지. 이거 다 푸셔야 되는 거 같은데? 오호. 봅시다 이게 무슨 보스 인너게는 그런 시스템인가 게임이? 처음 하는데? 야 자, 당신은 아직 보호에게 맞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우, 야야야. 근접 무기를 이용해 빔을 막으세요. F 버튼을 꾹 눌러서 근접 무기와 장거리 무기를 교체하세요 간다 와 졸라 간지 좋아요 갑시다 야 완전 겐지인데 이거? 그 그냥 겐지잖아 <laughs> 와 뭐야 뭐야 뭐야 오 방금 뭐야 오 get to the console Whoa. and release the lockdown. Do that, and I will guide you to your old ship. It's your only chance. 오. The queens want to destroy you, but I need to know more. 할만은 하네요. 괜찮은 게임이야. 우와! Pressing. 어. need to access it to release the lockdown. 일단 이거 작동하고 파트 4 봉쇄 해제하기 아이 달리기다 아, 스페이스 스페이스 You will have to face for another time when you're fully restored. 키 아니 키가 아닌가? 키인 줄 알았는데 어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이게 겐지다. 여기가 우주라서 무중력인가봐 아 여기 여기 지구라고요? 전혀 지구 같지가 않아 <laughs> 왜 근데 이거 엑스카빌리가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걸 에너지 어떻게 채우는 거지? 아마거시로 채워지나? 아마거시로 채워지는 건가? 아닌가?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채워지구나 알겠어 알겠어 가만히 있으면 채워져 애를 잡으면 채워지는 거? 어, 뭐지? 와, 겐지다, 그냥, 진짜. 혹시 블리자드가 이걸 보고 따라하는 거자 <laughs> 따라한 거 아닌가 싶네요. 더블 점 공중 스페이스 가볍게 누르세요. 아, <laughs> 아 더블 점공주에스페이스 가볍게 누르세요. 아, 잠만. 일로 가는 거야. 와 잠만 천천히 하자 월드시 횡단 벽으로 점프하신 후에 스페이스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구만 어허 약간 겐지 같은 느낌? 벽으로 점프하신 후에 스페이스를 누르신 상태에서 W 누르세요 아씨 벽으로 점프하시라 아 여기서 W 누르라고요? 이렇게 뭐 다른 건 없네 무기를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좋던 간에 저는 겐지와 한조의 혼합을 만들게요 한조겐 갑시다 아 개쩌는데 이거? 야 이거 진짜 <laughs> 이거 진짜 한조인데? 진짜 아 정말 마음에 드는데? 어 좋아 화살은 너무 마음에 들어 아니 재밌다 생각보다 또 있나? 없지 없지 맞아 화산 적응이 돼가지고 정말 잘찾지는데 F를 키를 가볍게 누르면 줄무기와 무조, 아, 이거, 이거, 이건 알고 있어. F를 꾹 눌러서 근접 무기에 장거리 무기, 아, 꾹, 꾹 누르면은. 그니까 이게 지금 근접이고, 근접이 칼로 됐고, F를 가볍게 누르면 주무기와 보기, 보조 무기가 지금 교체해야 되고요. 나 화살로 하고요, 이거는. 네, 무조건 화살로. 주무기는 칼로 하고. 좋았어. 이거야! 갑시다. 이거야, 이거. 와 간지다 재밌네 좋다 이 키링 뭐야 너무 좋잖아 겐지와 한조의 그, 어 궁합이 아니에요 이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나 화살이야 한조입니다 어 컨트롤 이안 끼구나 좋아 좋아 좋아 예 yeah, 좋습니다 유료 와가 이거 뭐지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외치는 거 에이 몰라 그냥 A씨 A씨라고 해야겠다 Disengage the suppression system so we can restart the ship. You'll have to bypass the security on that panel. 용이요. 나의 적을 삼켜라! <laughs> 이렇게 해야겠네. 이제부터. 자. 한국, 한국말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건 뭐죠? 이거 어떻게 해? 버네킹. 오차라고 해, 뭐. 어? 설명, 아, 스페이스. 괜찮은데? 할만한데? 좋았어. Stop touching me, you. What? Are my s e n s o s deceiving me? 건들지 말라고? Is that you? 근데 이거 만약에 탄약이 다 빠지면 어떻게 돼? 탄핵은 무제한이 아닌 것 같아. 저기 지원부대도 도착, 도착했대요. 함선을 막아하라 미션이죠? 아우씨. 용이여 나의 적을 삼켜라! 이제 그만 외쳐야겠다. 어리지 엄마 안녕? 또어리지 어, 시프트 블루기네 탄약은 몹 죽이면 나오는 탄약 상자에서 주워, 주워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아, 일단 확실히 재밌습니다. 아, 이 게임 맘에, 맘에 들어요. PVP 기능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뭔가 인던 플레이 같은데요. 1위 플레이제. returned. I am Ordis, ship Cephalon, a shadow of my former self. 뭐야? I cannot serve the operator in such a condition. Order me to self-destruct. I will 하늘아 understand. 나가 있죠. 왜 여기 왔어? 나가 나가 임마. 돼지 The 강아지가 Grineer are ravenous for this old technology. 야, 인마. It is 누가 superior 여기 to 오래? theirs. 있어. Perhaps there are systems 안 left 나가. in the orbiter 안 나가 compartment. 임마. 잠깐만요 강아지 좀 강아지 좀 Look 빼겠습니다. at this madness. Those savages. Components have been removed. 강아지 좀 방에서 좀 빼, 빼고 또 여기 쓰레네 언제 들어왔어 Arsenal management could be restored if the operator wishes it. 자, 플레이해 봅시다. 자, 1리지 플레이. 어, 뭐야? 채팅 치시구나. 어? 뭐 어떻게 거지? 아 보상! 티그리스 설계도 티그리스, 티그리스는 뭐죠? 석궁도 있나? 와 뭐야? 오! 여기 우주야? 이야 이게 2014년 나온 게임이라고? 그래픽 왜 이렇게 좋아? 지금 뭔가 꿀리지 않는데? 와 그래픽 괜찮다 이거 그래픽이 엄청나 갑시다 부품 설치하기 You honor Ordis. Now I can supply the operator with better modded firepower. Oh, the violation. Those have been looted as well. 엑스칼리버 랭크 없음 뭐 장착할 건 장, 장착을 해놨고 외형도 결정했구나 I found a communication segment we might salvage for your ship. When you are ready, activate your navigation system. Or deserves the operator will punish the Rainier for dismantling it. 쿠나이 신기한 게 많네요. 근데 이, 이, 이, 이 상태에서 가면 되지 않나? 뭘,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직까지. 잠만요. 일단, 함선 내를 좀 뒤져봅시다. 뭔가 나오겠죠? 그럼 뭐지? 어, 되게 그래핀 깔끔하다. 저 세팅창 안 보게 할 수 없나? <laughs> 뭐야, 이거. 함선에 안 이런 개생무체가 있다니. 뭐죠, 이거? 밟아도 안 죽네? 여기 아신나? 여기 아무, 아무것도 없고 뭐지? 여긴가? 무기고는 구 상관없고 임무 미션 주는 게 어디야? 그런 게 있을 거 아니니 이건가?